한 명이다 한 명. 한 명? 한 명. 와, 한명 너무 진짜로? 한명 하자. 아 그래? 그래 한명 합시다. 설마 못 그랬어. 네. 하나, 아, 둘, 아, 셋. 허연 아, 나? 아나 무서워서 확인 못 해. 나 확인 안 해. 제가 숫자 숫자를 넣어놨거든요. 예. 왜 날봐? 아니 너부터 뭐가 왜 날봐? 걸렸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숫자 걸렸지 않았을까요? 뭐, 뭐 걸렸는지 얘 숫자를 얘기하세요. 숫자를. 날보세요. 숫자를 얘기하시라고. 저한테 말아보세요. 저는 2번입니다. 저는 3번입니다. 저는 1번입니다. 와, 어, 1, 2, 3 다 나왔어요? 4번입니다. 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8번입니다. 그래요? 8번이요? 8번 있을 수가 없네. 5번이거든요. 저는 3번이에요. 제가 왜? 3번이에요. 누가 3번이랬어? 저는 3번입니다. 누구 저번이라며? 갑자기 3번이라고 어, 뭐야? 어, 몰랐는데. 7번이지. 이거 머리야 아, 머리 써봤자 아무 소용 네, 없어. 네, 이거 필요 없죠. 사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네. 범인은 네. 바로 지성 씨입니다. 네, 통과 죽겠습니다. <laughs> 통과. 네, 통과. 통과했어. 잘못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예. 인사드립니다. 아 평소에 걸렸으니 평소에 예. 잘 걸렸어요? 예. 예. 잘못다. 어. 어. 하지 마. 아, 이거 지금 켜져 있죠? 언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러고요. 잘못다. 지상현 취하면서 구경 좀 해야겠다. 아 잘못다. 잘 골라 움직일 수가 이상하게 찍고 있지만. 뭐. 네. <laughs> 생각보다 괜찮게 찍었어요. 안녕해줘요 안녕 바이바이 오늘은 여기까지 보통 이렇게 하고 올리온 오브